네. 아니잖아. 레 그렇지. 시작. 레이. 네. 자, 시작. 네. 레이. 레이. 레이. 레이. 레이. 레이. 레이. 레이. 불레이. 불레이. 레이. 레이. 불레이. 불레이. 레이. 오, 릴레이마? 릴레이마. 피곤하냐? 아우 타이어도 항상 물어보셔야 돼. 릴레이마? 릴레이마. 안 피곤해. 불레이마. 불레이. 뭐 불레이. 됐습니다. 부쿤. 부쿤. 불레이 부쿤. 볼레이 복근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시 졸리지도 않아요 시작 복근 볼레이 부추 부추 부추 부추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겼어 추오 많이 나와 이제 왜 많이 나와 와 이제 두 단어 나왔네 한컷 끊고 가요 와. 아몇분 해야 돼요? 지금 내 꼭지죠? 두 꼭지 한 컷. 아, 지친다. 응. 네, 지친다. 너 먹을 거 좀 갖다 주세요. 네, 네, 레이 레이마. 레이마. 레이스. 쿤마. 스스 스. 어디가? 哪里？哪里？